미야 아침인데도 졸려? 아이고 졸려? 더 잘 거예요? 꿈이 졸려요? 꿈이야 더 잘 거야? 응? 너무너무 졸려? 너무너무 졸려? 졸려요? 더잘 거야? 꼬미 더 잘 거야? <laughs> 아이고 졸려 더 자. 잘 자.